부셔볼까 가볍게? 안잘지나서 음. 배불러 뭐지? 어, 김치가 맛있다 이거 할래 내 형도 보다 내가 많이 먹어서 많이 먹는가 봐 아이스크림 어때?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먹어볼래 음 바닐라 바닐라? You like? No, no, not like. Oh, you speak English? Just a little. A little bit? our team YouTube channel. YouTube channel. 오케이 어려웠어. 아까 저번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세븐틴 콘서트라는 걸 모르시나? 저기서 그냥 뭐라 세븐틴이라 그랬는데 오 어, 그렇구나 끝 여기 오면 뭐랄까 어느낌이 그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은 느낌이랄까 다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 안녕하세요 여기로 가요 25분 5분 뒤에 입동합니다 오케이 리허설 준비하러 갑시다 한 번쯤 n e y o c 저희는 즐거운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븐틴! 세븐틴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